안녕하세요 파리미 장원 세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 로레알 본사에 방문한 이야기를 짧게 브이로그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좀 더웠죠 지금? 조금 아니 무슨 것 같은데 잘은 붙였어 나 어제 심지어 밥도 안 먹었어 저녁에 떨려서? 아니 그 왜? 촬영하니까 콩을 <gasps> 너무 많이 끄고 응 찍는 중이에요? 응 <laughs> 이제 로레알 그 본사에서 제품 새로 출시하는 거 테스팅을 하는데 그 파리에서 본사가 있잖아요 로레알 본사가 있어서 거기서 테스팅을 하는 거를 저희 샵에서 저희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먼저 연락을 주셨어가지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래서 로레알을 처음 가봐요 저도 그래서 되게 떨리네요 사실 뭐 로레알 제품을 항상 저희는 샵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뭔가 기분이 되게 설레면서 약간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러네요 늘 테스팅하는 제품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곱 비밀이라고 하시더, 하셔가지고 로레알에서 <laughs>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모델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아마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좀 오늘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제 로데 로레알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요 제품 테스팅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비고요. 이렇게 미로 같은 곳을 지나서 테스팅하는 장소로 가고 있,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메인은 그거일 것 같고 그래서 음. 오늘 테스트해볼 제품이 네.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개발 중인 네. 제품이라 네 네, 네, 네, 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네네 그분이 네네네 괜찮아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오늘 모델은 컬러는 두 명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은 로레알 헤어 제품 담당 에듀터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해보게 될 제품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도 알아듣기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 샵의 직원인 제이쌤도 같이 테스팅에 참여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로레알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팅하는 부분에서 아시아 헤어 디자이너와 아시아 모델을 이렇게 하는 것은 로레알 역사상 최초라고 하네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촬영하니까. 또 엄청 높아요 이게 역시 사람들이 그 기가 되게 잘 난다 보통 이런 보세 샴푸는 샴푸 거품이 잘 안 나는데 이 제품이 좀 잘 나요 그죠? 네좀잘 나는 것 같아요 잘 난다 샴푸 진짜 아,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테스팅하기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잠깐 휴식 시간이 있어서 로레알 맨 2층에 전망대 같은 곳에 가봤어요. 카페테리아인데 어, 많은 직원들이 이곳에서 쉬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시더라고요. 공장 선생님? 눈을 못 뜨겠네요, 근데 나 네? 저를 보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뭐 굳이 그렇게 막 편안하게 네 지금 좋으시네요 지금 좋네요 네 좋아요 여기 로레알 2층인가요? 30? 8층 8층 8층이에요? 8층이니까 뷰가 이렇죠 2층이면 바닥인데 그러니까 네, 왜 네, 네, 네 음. 마들렌에 있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내일 또 남았죠? 네 앞으로도 몇 번더 뵐. 네. 어, 인상 좀 피시는 게. 인상이 앞에. <laughs> 눈이 안 떠졌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좋은 경험이었죠. 이날 정신이 없어서 후기 영상을 따로 못 찍은 게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잠깐 덧붙여서 어, 이야기하자면 로레알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궁금하고 또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에듀터 분이랑 많이 상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회사 안에서 자유롭지만 프로페셔널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소명 의식 같은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일해야 할지도 보이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 제품 테스팅을 로레알과 함께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